2차 진짜 내가 그냥 깜짝이 온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냥 침대에서 하루 놀고 그냥 하루 자. 오늘은 도시락 많을 거예요. 오늘 비 엄청 많이 나왔어요. Today's raining so hard. 나 오늘 재료 사려고 밖에 갔어. 또 이거 fix spam. <laughs> 김치 오 북. 그거 이거는 뭐 찾았어 캐랑 이거 그냥 그냥 나 먹고 싶어서 just for my health I bought tomatoes 아, 이거 이거 찾았어 근데 I bought this though 콩자방 내 집에 있는 밥 오케이 okay, 이거 let's let's try fried egg without oil then. 아, 나 온라인에서 봤어.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완벽한 완벽한 이거 계란 나올 거예요. Perfect one. Okay, internet lied to me. 아 죽었어 아니 안돼 안돼 잠깐만요 I think I can save it Okay, and I, go, I will go get some oil. 어, 이거다. Might have to use an egg. 계란 볶음 이렇게. 어차피 계란 다 먹어야 돼. 음. 음, 향기 나왔어. Smells good. 왜 초두부 맛이 나와, 근데? 아씨. 뭐 같아. Uh, let's make a circle. 맞은 것 같아 다등됐어 이제는 어. 타로 숨 아파 음 맛있다 이렇게 맞아? 음. Yeah. Why can't it? It's, it tastes like alcohol. Oh my, my, my, my, my, my. Oh no! Shit. 많이 네. 똑같은데. 캐랑 오이씨. Looks good. 개밥 잘 먹겠습니다. My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Let's try the egg. 계란 좀 먹어볼게요. 음. 야. 완벽해 이케라 진짜 음 It's so nice 와 어떡해 케라 진짜 맛있다 음 정말 없음 고주다 없어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음, 엄청 맛있딱딱 맞아 Let's try the spam. 음. 음, 음, 음. 아니, 스팸보다 김치 더 맛있음. I like the kimchi more than the spam. 나 솔직히 밖에 안 먹어봤어 이런 거 Never seen this outside in Korea 도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디 어디 어디 볼 수 있어요? 난 진짜 안 봤는데 파란 것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와우 냠냠 음